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핑찍어주시 따라갈게요. 어... 어디 가죠? <gasps> 어디 어디 많이 가요? 어디 어디 자주 가세요? 어, 부캠이나 리조트요. 아, 부트캠프는 어디 아니 내려요? Y자요. 갑시다. 오, 어, 잘하시나 보네. 그럼요. 제가 님보다 더 킬도 많이 하고 더 오래 살걸요? 오케이. kill내기 하실래요? <laughs> 내기에서 내기에서 얻는 게 뭐예요? 기분? 오케이 북캠 그 일단 보고 죽으시면 안 돼요 네 노력은 해볼게요 좋아요와 구독 <laughs> 하나 컷 아! nice. 어 일반 핀 아닌데 살리겠다 하면 한 명 더 있었어요 오킬 떴다 저도 1킬 어디? 3초킬다 조심 오케이 아 좋다 잘못 아! 미안 미안 미안 잘못 갔어 잘못 갔어 아파 들어가세요 진짜 쉽게피 push, push, 바로 push. 어디 컷 어디 어디 아니 브리핑을 안 해주니까 어딘지 위에 모르잖아요 얘 위에 위에라고 했는데 kill 더 많이 하려고 막 저 피 깎으시고 막 브리핑도 안 하고 푸시하라고 그러고 막 아 위에 위에라고 했어요 노란핑 네, 쳐다본다 노란 ping 어디 몇 층? 2층 창문 아, 기절 nice. 기절? 기절 더 있니? 발소리 이 창고 nice 친구인가 보다 창고 이 창고 안에 있어요 어킬 떴어요 한 명더 안에 창고 안에 있는데 같이 가실? 왼쪽 창고? 바로 앞에 오케이 기절 nice. nice. nice 깜짝 놀랐네 하나 더 발소리 앞에 앞에 네, 창고 붙었어요 아니에요? Y자에도 있다 아 저기 있다 창고에 있다 님이 본 건 어디예요? 여기 창고 앞에 있고 Y자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앞 앞에 하나? 기절kill? 저피 먹는 중. 여기 창고 안에 있던 친구 뺐어요. 오케이 거긴 컷. nice nice nice 잘한다 아직 kill내기 끝난 거 아니에요 네. 몇 kill인데요? 5kill이야. 어, 똑같네. 자존심 상해 잡으러 가야겠어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던데 자기장 밖에서 구상 계속 먹다가 들어가서 죽이고 막 헉, 애따 애따 내가 빙, 빙 찍어놓은데 오님 ESP임? 아 <laughs> 들켰네 <laughs> 아니네 여기네 방금 술탄 터지는 거 봤음 아 확인 술탄 터진 거 엄한 데다 수류탄 까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저기 없는데 왜 저거 까는 거? 우리 부르는 건가? 어 있다 있다 한명 있다 온다 어디, 삼, 삼두 삼두 여기 여기 여기 찍어놨어 1번비 딱 1번비 아 확인 확인 확인 아 SR이라 제가 쏠게요 아 아니다 아니다 찐다 그냥 안 쏠게요 네 돌산 쪽으로 한번 붙어볼게요 오케이 저 따라갈게요 바로 앞. 님 이거 존맛해. 이거 일로 와서 이거 좀 드셈. 아 저기다. 이거 65. 뭐야? 아, 약좀 줄게요. 여기 여기 이쪽에 여기. 이거 좀 드셈. 꿀이잖아. 뒤, 에 뒤에. 어. 순식간에 부자가 돼 버렸네. 연막. 이런 건 모르겠고 연막 먹어야 돼. 와. 아 이런 뭐야? 연막 쳐야 돼 연막. 연막 찍어 살려. 아 저기 뛴다 뛴다. 그냥 살림 될 듯. 뒤에. 여기 아니. 일단 살릴게요. 제가 피 먹을 네. 튀어 튀어 튀어 튀어. 도망가 도망가. 왼쪽에도 있었어요. 왼쪽이요? 아 바로 앞에 붙었다 바로 앞에 붙었다 제 연막 때문 모르는 듯 어, 이게 안 맞아?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 한명 어딘지 모름 한명 저기 저기 해우소 아 해우소래 오케이 막로 확인 엥아 한각 잡았다 보여? 내 앞에 돌에 어우 뭐야 발 앞에 발 앞에 조심 확인 여러분 수 나이스 나이스 또 죽었어? 아, 또. 어, 누구야, 이번엔? 이거 애답. 일단 살리자. 뚝배기 없다. 뚝배기 이거 내거 먹어. 이거 먹어. 한 명 어딨지? 오 조심해 아 저기 있다 배고 방향 뛴다 연막 쪽으로 야, 우리 팀이 죽은 게 아니네 오른쪽 오른쪽 170 170 170 170 어디 170뾰족뾰족 저거? 우리 이거 살 수 있나? 보, 보이겠다 보이겠다 보이겠다 오케이 고마워 고마워 잊지 않을게 어 자기장 좋다 우리 일곱 명 남았다 뭐야 이제는 아, 이걸 확키를 아, 확키를 찍네 이거를 확키를 코리타 미쳤다. 와, 미쳤다. 연막 간 애들이 두 팀일 거, 두 팀이고, 왼쪽에 있던 애, 왼쪽에 있던 애가 한, 한 명. 이렇게 일것같은 아 nice. 1대1 어디야? 아까 걔돌 앞에 뛰어서 날랐어 연막 없어 어 저기 앞에 있네 나무 확인 온다 나이스, 나이스. 나몇킬 했냐 나 8킬 했다 <laughs> 나 8킬 아왜 똑같잖아 나이스 한번더와 <laughs>